뜨겁다고 훨씬 잘 짜졌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응? 아, 두껍게 먹는 게 맛있지 애들 먹어요 이제 다른 걸 이제 알겠습니다 아, 부쌈 두껍게 썰은 게더 맛있더라고 또또또 칼로 이렇게 해갖고 넣지 뜨다고 구독해주세요.